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미용실에서 받는 샴푸와 우유로 하는 얼굴 마사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